feeling so I've been feeling so 좋은 거야 여러분 저희가 묵었던 숙소입니다 구억 미니 부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식당 그리고 여기가 입구 여기가 다이닝룸 여기 쇼 Got myself inside the juice Yeah, you know I Keep on running from the truth Was that not? I'm just a lonely fucking you Now when I drive around don't feel it all Why it's getting colder when the sun come out 거기장 너무 이쁘지? 네? 네, 샌디에고의 미트 리테리에 도착했습니다 그전농기포도를 타고 왔는데 오늘 무슨 축제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믹콘? 인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한창 부스들도 되게 많고 해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be Hello, hello, uh, three? Three? I yeah. can get you seated right here. Yeah. Inside. 되구만. 맞아, 정말 아메리카 분위기 어, 근데 에고 진짜 건물이 너무 예뻐. 인테리어가. 음. 런던도 엘레가 없거든. I've been feeling so, I've been feeling so down, yeah. Can you tell me why? Can you tell me why I'm down, yeah? No friends of mine, no friends of mine around, yeah. Now I'm thinking, now, now I'm thinking, now. Buy a cottage, blue.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길어 한 치겠다 엄마가 화나 가지고 포항이랑 귀엽지 야 온다 온다 야 그만해 야 어, 귀여워. 사파리 공무원보다 더 가까워 아 이렇게 가까이 진짜 아프죠 진짜 우리 쳐다보고 있는 거지 색깔이 정말 You are entering the cove zone. The cove is a no kayak zone.